안녕하세요 한국타잔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challenge with 타잔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 탭에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챌린지 위 타잔을 준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청 과정을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후 1시에 신청 링크를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 서버 시간창을 화면에 띄워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초라도 빨리 혹은 늦게 업로드가 될 경우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정각에 맞추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57, 58, 59 게시! 저는 최대한 정각에 맞추어서 게시를 클릭하였고 신청 링크가 있는 게시글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인원이 빨리 찰까봐 구글 스프레드시트 탭을 바로 열었습니다. 약 17초 후에 첫 번째 신청자가 등록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청자가 등록되어 저는 게시글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됐다. 게시됐습니다. 하... 과연 몇 분이 신청을 해주실지 오, 오 벌써 한 분 하셨어. 두 분. 오, 세 분. 약 4분 후 총 12분의 인원이 모두 차게 되어서 저는 곧바로 신청 링크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미리 써놓았던 마감 공지글을 복사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어 됐다 들어오셨다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됐다 아다 했다 이후 마감 공지 게시글을 보니 신청 링크가 있는 게시글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컴퓨터로 같은 화면에서 신청 링크 게시글과 마감 공지 게시글을 올렸는데 신청 링크 게시글은 보이지 않았다는 댓글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후 행사를 준비하는 몇몇 스탭들과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거쳤고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기능적인 오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희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주신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거나 추가로 인원을 모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챌린지 위 타잔을 기획하는 것이고 그때는 유튜브 커뮤니티 탭이 아닌 보다 더 정확하고 오류의 여지가 없는 시스템을 찾아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시간 이전부터 그리고 PC방에 가서까지 challenge with 타잔을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불편을 드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저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는 한국타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챌린지 위 타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